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희입니다 일단 좀만 더 보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5년 아. 만에 하이바이 마마 차유리 역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

5년차 엄마 귀신 낙하를 얻었고요. 귀신이지만 네, 5년 동안 귀신으로 살아가면서 어, 그 생활에 나를 적응해서 긍정적으로 밝게 어, 잘 살아가고